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사진 속의 나와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그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 커플 조인성입니다. 오늘의 몰카 무서운 몰카로 쿠리코 심쿵시키기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즉 공포몰가를할 때가 된 거죠. 뉴스에 나온 무서운 범인이 밤늦게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구리코의 그 반응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번 상황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경식 씨에게 가장 무서운 건 거울 아닌가요? 오우 수발라바 이야 죽다! 죽다기라면 설마 부둥이다 부잉부잉 출 출발 그 후기 그 여보세요? 영현아 뭐해?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한테 몰카를 음. 하려고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몰카에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지금 난 찍고 있는데 아니 누왜 그래? 나 원래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래 아... 아. <laughs> 하시기 전에 한번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경식이의 친구이자 누나인 김은지예요 <laughs> 대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우씨 oh,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오케이 <laughs> 뭐야 <laughs> 진짜 일단은 지금 뉴스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쿠리코랑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앞에 광고를 살짝 넣어주는 김영식의 센스 응? 쿠리코 음. 이건 어디쯤이에요? 그 시장 있다 음. 도착은 설마이 렌나고싶대 그 진짜 배고프다. 시장에 갔다. 야식 타임마사지 야식. 좋네요. 난이 타이타이? <gasps> 로썸. 아 로썸. 로썸가. 자기는? 대신에 쿠리코의 입술? 먹어야지. 야키마스리. 아, 야키마스다. 네, 음.

그냥 난 내가 노트하고 소통이 말아 난이, 난이 가려봤어 노트? 응. 아 예예 노트 또 나도 아, 난이 가려봤어 쓰기 편한 공채 아니 그건 아니 뭐 아니 그냥 줘봐 밥 먹고 갈까 응. 너 술이나 하면 스타지 밥 먹고 할까? 김치 없이 못 사는 날 속보입니다. 대전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아,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신상 정보입니다.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에 저지른 이 남성은 키1 7 5 c m 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중반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사진 속의 나와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우리 경찰은 어? 계속해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의심이 되거나 아. 중요한 단서를 아시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장인 모한테 네이버 해봐봐. 아 이거 봐도 어찌 허나 재밌는 거야. 근데 지금 네이버 해봐봐. なんかめっちゃ情報がディテールだったよピージャっていうので出てた 写真の下にピージャって書いてあるピージャあピージャピージャあ犯人、うん、なんかめっちゃクローズゼロとかで見そうな人ほほんとほんとほんとほんとおまにんたちにも連絡したらどれあのじゃコロナ時の立ち位置がありましたんで、うん、彼は連続で生きる人の、うん、でも自分の知り合いだけ 아호출했잖아요네자기기억나요맞아맞아맞아지금지금우리가처음에국가에서이사했잖아음그때외국유학생이殺されたじゃんその時も犯人が捕まらない時、俺もの怖かったから覚えます？わあそれめっちゃ今思い出して今国に取り上がった大丈夫なの 장난이야? 아니 담배 신하고 뭐 시켜서 할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카톡을 알려줄 테니까 응. 그렇게 하면 돼 음, 알겠어 이런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는데 지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 아 배고프다 돌고래 배고파? 안녕하세요 네기다요어 동식아 저저저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살아? 여기? 아, 오랜만이다 야 아니 너왜너 누구지 이 아나 배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야 어.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어 아이고 서울했지 에? 난 친구? 고등학교 서울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이용이라고 합니다. <laughs> 같이 먹어 돼? 나 아, 이렇게 늦은 시간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어, 네. 아, 아, 네. 네. 그래 맨날 파자마 하는데. 파자마인데 괜찮나요? 아, 그럼. 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예. 야, 대박, 뭐야? 치킨 가게, 치킨 가게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배달 일만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와, 감사합니다. 대박, 와, 진짜. 무슨, 무슨 치킨이고? 했으니까 될수 있지 아 음. 대전 사람이에요? 아 네 저는 대전 사람 예. 네. 어... 먹자야 보고 음. 참고로 크크는 그 다 가슴살을 좋아해 음. 그 정말 다행이야 음. 맞아요 참고로 다리 먹어요 그렇구 아. 요즘 뭐해? 요즘 너 일해? 나? 요즘? 음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 지금 음. 우리 커플 유튜버하고 있어요. 경시야 근데 응. 혹시 경찰서 근처에 있어 혹시? 응? 경찰서 근처에 있어? 아니? 네, 왜? 근처 없어? 왜? 아, 나중에라도 애들 만나면 나 애비 이렇게 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인가? 응 아니 응. 왜? 아니야 뭐별 이유는 아니고 その友達やったら「中ここ来た」って話さないでくださいって、うん、何が群中にえそうサオ私のもそうだよ、うん はい。わかりにくかったね <laughs> 案内すればよかったねトイレのすねそんな偶然なことではあるんだちょっとあんまり丸あんまりあ不可はね、不可今あんまりしない楽しくないかなんか 시험 응? 아 자기 입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냐 손 나빠 왜 달려보라 쿠르코가 왜 경찰서 가까이 있는 궁금하니 네. 음. 아, 나의 음. <laughs> 아 사고가 났어요? 그니고 이런 이유는 아니고 사정 나까 음. 올려 이런 거 보면서 뉴스 봤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근데 안 봤죠 뉴스 뭐 뉴스 못 본 거 있어? 뉴스 봤는데 음. 대전에서 지금 연쇄살인 계속 일어났다 3일째 음. 근데 그거 그거 봐서 엄청 무섭다고 대전에서 아이 후쿠오카 있을 때도 그런 음. 살인 그 소스. 나는 같이 있는데 후쿠오카 있을 때 떨어져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근 네. 같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쫄아 있는 거야. 맞아요. 무서워서. 보세요, 보세요. 시원해요. 어, 응. 안 추워요? 응. 음. 아! 쿨코시라고 불렀는데 응. 아, 예, 응. 예. 아, 저, 죄송한데 점심이랑 단둘이 할말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방에 좀 들어가 주세요. 어. 아, 예, 예. 네, 예. 잠깐. 예. 뭐야? 어? 아, 뭐야? 뭐지? 그러면... 대전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섯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아! 그리고 왜? 왜? 음. 왜? 왜? 음. 왜? 소금다 대전에서 아니,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아, 예. 방금 잡혔습니다. 어, 현재 대전에서 경식이와 크리코 씨가 치킨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몰카였습니다. <laughs> 아 너무 빨리 웃었어. 아아시요와 아까 너무 웃어 저거 저녁 먹을 때. 뭐 왜요? 아 매운 옷이요? 아니야 고등학 그 그렇게 진짜? 아, 진짜 진짜 매운 아니야?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 후기 이거 이거 이거 봤어요 진짜 이것도 여기 KK에 그 있네아 그렇네 김경식 그냥 네. 계속 긴장했어요 아 진짜예요? 저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용기가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계속 아, 네. 네. 몰라 나 몰랐어 아, 나는 진다 진짜 언제 생각했어요? 친구가 무슨 사람일까? 짬밥 어, 어, 어. 아, 있잖아요 아, 아. 아 잠만 기억했었어? 네 나이키도 기억했어 아 진짜? 네. <laughs> 엄청 나이 키였잖아요 아 무섭다 나, 아, 나도 더 나도 더 나도 지금 몸이 나도 긴장해 그래 앞으로 이런 몰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해줘 망치다 <laughs> 어? 하마였어?